아, 별 하나도 안 보이네. 아, 이거 주사하는데 이게 뭐야? 아, 꽁시렁 대지 마. 뭘 잘했다고, 진짜. 근데 여기 분위기 되게 좋다. 데이트 장소로도 괜찮을 것 같아. 그치? 누나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<laughs> 고마워 원래? 이거 봐라 <clears throat> 야 우리 심심한데 진실게임이나 할까? 언니 진실게임 할까요? 갑자기? 셋이서? 야 여기서 그런 거왜 해? 박대기는 조르다! 저기 어, 씨 아니거든? 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얼마나 해야 바른데 씨. 아 누나 아니에요. 내가 그럴 리가 있네. 야 내가 졸으면 넌 변비지. 변비 중에 변비 퀸이지. 아닌데 나 1일 3동 왔는데 3일 1동이겠지. 어 어쩐지 동방 쪽 화장실 변기 다 막힌다 했는데 그게 너였구나. 아니거든?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아 잠깐만 아, 아, 아. 죽을래? 야 까불지 말래 야야 내가 야. 누나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랬어 말랬어 진짜 나나나 놀아라 진실 게임 하자며 어? 권은아는 방금 질투했다. <laughs> 네, 정혜성은 방금 그걸 노렸고. 네, 궁금해서요.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. 여기에. 아, 야, 넌 무슨 질문에 그렇게 낯가림이 없어. 여기 남자 나밖에 없는 거 알면서 누나 곤란하시게 진짜. 있다. 누나. 3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? 여기에 <laughs> 누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얘랑 전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. 있어? 야 뭐 개소리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네 난 우정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. 네. 나는 연할 CC라도. 아, 이제 그만해! 그만해요! 아, 아니, 난 누나도 좋고. 근데 사실 너도 좋아해 아 나가지 고좀 안 싸우면 안 돼요 제발 아,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걱정 마 이제 다 했어 나는 연하의 CC도 상관없다 언니 CC가 얼마나 피곤한 건지 알죠? <laughs> 상관없다 좋아하니까 누나. 학대급이야. 언니, 나랑 진실 게임 할래요? 언니도 다 좋아하죠?